더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? 얼마 5분만 있다 여기 그만 올려라 야다 파란보다 야 그만 그만 올려. 나나나. 나나나. 여기 여기. 아이가 넘어지는 관심이 관심 넘어 관심이 관심적 관심이 관심